센터를 다니는 부모들의 인식은 단순합니다. 치료를 많이 할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죠.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.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장애입니다. 사람들과의 교류 능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. 수학은 잘하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유리합니다. 영어도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유리하죠. 사회성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. 잘 아는 사람하고 학습하듯이 배울 수 있을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치료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.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입니다.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누적되어지면서 사회성 발달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. 장시간 집중 치료라는 건 가족들과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명심해야 합니다. 자폐성 장애를 치료하는 주체는 부모고요. 부모가 주는 사인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. 상호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. 분리하는 시간을 줄여내고 반대해야 합니다. 전문적인 센터라면 분리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교육해서 함께하는 법을 안내해야 옳을 것입니다.